Are you still having a hard time making and speaking Korean sentences? If you study Metabus Korean at Korean Click, you can easily speak Korean in a fun way. We're going to meet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I'm meeting him. We met. We're not going to meet the past, the present, the future. I'm going to learn. Korean Click will help you. 그자 앞으로 가서 자 왼쪽으로 왼쪽이잖아 이게 왼쪽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오늘부터 이제 문장 만든 거 how to making the easy, okay? how to easy making the sentence, okay? 네. 음. 이사를 자, 여러분들 한국어를 잘하려고 하면 항상 요거 요거 단어들 코리아 월즈 오케이? 이거를 항상 얘기 잘 알아야 돼요. 어제, yesterday, 내일, tomorrow, 어, 다음 주, next week, 친구를, 친구를, 팬 동생을, younger sister, 의사, 닥터, BTS는 잘 알죠? 여러분들, 오케이? BTS는, 오케이? 자, 안 네. 만날 거야. 부정문이죠? 부정문 네. 안 만날 거예요. 어, 안 만날 거예요. 부정문인데 퓨처죠 그죠? 부정문인데 퓨처. 네. 자, 부정문인데 퓨처.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right now. 오케이? 그 다음에 안 만났어요. 이게 뭐예요? 부정문인데 뭐예요? 과거. 과거예요. 과거. 과거. 만났어요는 뭐야? 이것도 과거죠. 그죠? 요거는 긍정문, 요거는 부정문. 안 만났어요. don't meet. 오케이? 이거는 미트. 이것도 과거. 오케이? 자, 안 만나고 싶어요. I don't want. 자, 우리 한국에는 want가 없어요. 오케이? I want. 어, 나는,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런 게 없어. 오케이?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이걸 많이 쓰죠. 싶지 않아. 오케이? 나는 안 만나, 안 만나요. 자, 안 만나요는 뭐냐면, future도 되고, right now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안 만나. 나는 내일 친구를 안 만나요. 이것도 돼요. 오케이? You got it? 오케이? 네. 안 만나고 싶어요. I don't want. I don't want meet. I don't want meet.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봅시다. 네, 네, 네. 만날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엄마는 어제 동생을 안 만났어요. 자, 요게 만약에 퓨처가 되면, 요, 아, 여기 f a s 가 되면 요것도 f 스트가 돼야 돼. You got it? 요게 f 스트가 되면 요게 f 스트가 돼야 돼. 오케이? 네. 네.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퓨처가 되면 요것도 퓨처가 돼야 돼. 항상. 항상. 오케이? 그러면 자, 봐봐요. 나는 어제 의사를 만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어, 네. Up to the, this one, you, uh, you follow me, okay? 자, 엄마는 어제 친구를 안 만났어요. 나는 내일 BTS를 안 만날 거예요. 오케이? 친구는 지금, 여기가 지금이 없네. 지금이 없어. 지금. 오케이? 지금 right now. 자, 친구는 지금 의사를 만나고 있어요. 여기에는 right now 없죠? 그럼 만나고 있어요는 이게 별도로 있어야 돼. 오케이? 만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지금 right now가 네. 없는데 네. 요거는 있어야 돼요. 지금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 여러분들 봅시다. 엄마는 어제 어, 동생을 안 만났어요. 엄마는 지금 의사를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거 알이? 네. 어렵지 네. 않죠? 어렵지 않죠? 아니에요. 네. 어려워요? 안 어려요. 어, 자, 그러면 그러면 한 명씩 해가지고 한 명씩 해가지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은 먼저 한소희부터 갈게요. l e t 네, 오케이. 어, 엄마는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맞아. 네, 만나 만났어요. 어... 어제 만 네, 만났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예? 나는 내일 어, 어, 동생을 동생을 어, 안 만날 거야. Alright. 예? 친구는 다음 주 어, 의사를 의사를 아, 안 아, 만날 아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다음 주 만나고 싶어요. 음. 네. 어, 자, 만나 저는... 자 봐봐. 자 봐봐. 친구는 친구 어, 친구는 다음 주에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도 돼요. 오케이? 이것도 퓨처니까 이것도 오케이? 잘했어요. 또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아, 아빠는 <laughs> 아빠는 나임 나임 달에 BTS를 안 만났 아,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날 거예요. 오케이? 안 만나요. 안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Very nice. Very nice. Very nice. 아, 엄마는 어제 동생을 아, 안 만나 아, no. <laughs> 아, 안 만났어요. 아, 나는 내일 의사를 만날 거예요. 만날 만날 거예요. 어디서? 네. 네, 만날 거예요. 오케이. 네. 아, 친구를 다음 주 아, BTS를 음, 안 만나 no, <laughs> 안 만날 거예요. 소리 네. 친구는 네. 아, 네. 친구는 다음, 다음 주, 어, 다음 주에, 네. 네, 네. 친구 친구는 다음 주에 BTS를 안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어, no, no, no, 안 만날 거예요. 오케이? 네. One more. u 음, 아, 아빠는 지금 친구를 아, 만나고 있어요. Very nice, very nice. 아빠는 지금, right now, 어, 어, 아, 빠는 지금 친구를 만나고 있어, okay? Very nice.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마는 어제 친구 만났어요. 나는 지금 아 나는 지금 의사를 아, 만나고 있어요. Very nice. 아 친구는 친구는 아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BTS 안 만날 거예요. BTS, BTS를 안 만날 거예요. 오케이? 만날 거예요. 원모. 네. 음. 저는 아, 저는 전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오케이. 나 저는 저는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먹었어요는 만날 거랑은 뭐 틀려요. 근데 먹었어요 는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네. 같은 말이에요. 잘했어요. Very nice. Great. 쌀마. 네, 선생님. Let's go. 아, 네. 저는 BDS를 만나고 싶어요. 아, 엄마는 어제 친구랑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 친구는 다음 주 아, 누구? 동생이 만나, 아, 만날 거예요. 어머. 아, 아빠, 아빠는 아, 지금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very 그러니까 nice. 자 여러분들 엄마 지금은 right now는 지금은 only 세 개밖에 없잖아. 엄마는 나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레이첼은 어제 의사 아, 어, 제 의사를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름만 바꿔주면 돼. 한소희님은 다다음 주 next next 네, 다다음 주면 영어로 뭐지? Two weeks after two weeks. 오케이? Okay? 자, 한소희님은 다다음 주에 BTS를 만날 거예요. 오케이? 요거 이름을 자꾸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거 알지?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단어를 외우라는 거야. 근데 요거는 언제는 언제는 요거 몇 가지 없잖아. 어제, 내일, 다다음 주, 저번 주, 지난달, 라스트, 라스트만, 넥스트만. 오케이?